잠깐만 얘는 봐볼게 일단은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 보여 보네 반디 네가 (2020년) 10월 18일 어, 시청자와 함께하는 여행 7탄 어, 시청자와 함께합니다.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소리 들리지 지금 뭐야 오, 없어졌어. 뭐야?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잠깐만, 있어봐봐, 잠깐만, 있어봐봐. 가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냐? 딴데 가까우냐? 딴 데요 딴데 이거 안 돼요 그냥 카메라 들고 한번 해봐 일단은 네. 알았지? 저게 어떻게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올라간데 어, 뭐 없는 것 같아 어, 어 뭐야 어, 그래?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뭐 눌렀어? 뭐야 왜 그래? 어 어떻게 뭐야 와 빨리 와줘 어 됐어 됐어 왜 그래 이거 갑자기 아씨 갑자기 아, 이거 또 뭔 소리야 뭐야 착하 와줘요 저긴데 소리가 오, 오. 방금 뭐 총소리 같은 거 하기 싫고요. 위에인데 아, 바닥 비추면 무서워요. 거기 있어요? 어? 어? 아래에서 뭐예요? 아래에서 뭐예요? 여기가 아까 전에 그너 피아노 소리 들었다 했지? 네, 여기가 지금 피아노 방이거든? 후레쉬를 이쪽 뭐 있는 것 같아 이쪽 이쪽? 이쪽 뭐 있어요 아까 이쪽에서 소리 하나 들었어 이쪽에서? 잠깐만 아나 내가 불안해가지고 어디 다칠까봐 다칠까봐 불안해가지고 씨. 저, 이게. 어디 도망가? 잠깐. 아, 어, 이게. 어이씨. 아, 잠깐. 만 와, 깜짝이야, 씨. 와,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딱 붙어 있어. 이거 가이게 어. 아주 꽉 잡고 있구만. 아주 꽉 잡고 있어. 도망가잖아요, 맨날. 그냥 다 꼴보기 싫어요, 오늘. 아 저거 저거 어디? 어 요거 뭐 어떤 거? 어, 깃발이구나 아나 진짜 너 왜 그냥 여기 피아노인데? 이거를 누구세요? 뭔 소리 어디서? 방금 찍소리 들지? 어쩌금만 뭐. 누구세요? 방금 뭐 이런 소리 들었지? 네, 네 이런 거에 예. 그런 소리 들었지? 바닥 긁히는 소리 들렸어 누구세요?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별 기운은 안 느껴지거든요 아직까지는 소리야?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유리 안에서 뭔 소리 났어요. 유리 안에? 응? 아닌데? 저거 저거 저거 어디 어디야? 저기 저기 오! 잠깐만 잠깐만 어,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세요? 어? 롤리팝. 자, 이렇게 바로 매너 채팅 하세요, 여러분들. 말했습니다. 매너 채팅 하세요. 들어갈 거니까. 저기요.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계십니까? 뭐야? 누구야? 떨어져!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와! 어, 어 깜짝이야. 어! 아! 창문, 창문 왜? 창문 왜? 창문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왜, 왜, 아. 하지마, 진짜. 옆,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요.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지금. 왜? 나는 들어도 돼. 시청자한테 확인 시켜줘야 돼. 시청자분들 하도 낚싯줄, 낚싯줄, 염력, 염력 하니까 확인을 시켜줘야 돼. 아무것도 다른 것을. 줄은 있긴 있네. 낚싯줄은 아니지만. 줄이 있긴 있어. 조심해 딱 붙어있어요 야, 너 너무 잡고 있는 거아니야 지금? 와, 너 너무 잡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너 너무 잡고 있는 것 같아. 봐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일단 이쪽으로 와봐 니네 앞에 가 있어봐 앞에 앞에 가 있어 괜히 또 시청도 오해하니까 일단 어 앞에 앉아 있어 자 여러분들 오늘 시청자 참여거든요 어 일반인 시청자 참여인데 어, 우리 DP님이신데 그 지금 장난을 뭐 쳐긴 쳐요 분명히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망자의 장난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 뭔일 있으면은 한, 한 10분 정도만 돌아봐. 네가 좀 돌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돌아봐. 여기 건물이 완전 꼬불꼬불 돼 있거든. 여기서부터. 어, 싹 여기서부터 한번 아까 피아노 방부터 해갖고 그 피아노 방, 그 피아노 있는데 보면 강당 오는데 또 2층 올라가는 길도 있고 막 여기 엄청 복잡하거든. 거기로 어떻게 가요, 먼저? 한번 가봐. 알았지? 천천히 나 밑에 내려갔으니 여긴데 걔 아까 그 피아노잖아. 이거 피아노 원래 닫혀 있었나? 태극기 있어요, 태극기. 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닥에 어 여긴 어디야? 유리 유리 거기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 저도 어, 유리 유리 피아노 이따 나갈 때 한번 봐볼게요. 여기 아까 거기 2층인가 있고 오! 아, 안 되겠다, 이거. 근데 그 여기 어디야? 아, 저기 무서운데?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대충 이제 알았어요. 뭔가 누구한테 장난을 치려고 하는지 알았으니까 네, 네, 합류해가지고 3층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예예 예, 예. 따라와 아 여기는 막혔는갑다 저쪽으자 일단은 뭐 있긴 있거든 근데, 근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왜왜왜왜 그래 갑자기 너왜왜 누구 있었어 누가 어디 있어 아 깜짝이야 진짜 너 왜 그래 어? 아 여기는 막혔는갑다 저쪽으자 일단은 뭐 있긴 있거든. 근데, 근데 네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와, 아, 아, 깜짝이야. 아, 어디에? 저도 뭐, 먹고. 뭐, 뭐, 팔, 팔, 팔. 괜찮아, 괜아 저기, 저기. 어디? 아, 저기 여자 있어. 없다니까, 너 왜 그래? 아, 뭐 봤는데? 아, 진짜 장난이야, 진짜. 아니. 어. 아니, 진짜. 왜 그래? 아, 아니 잠깐. 네 헛것뿐이야 지금? 아 여기 있었어요 분명히. 아. 쟤 일단 칼 팔봐 일로 일로 와 아, 나팔 나간 것 같아. 진짜로? 아, 왜 그래? 아니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 같아 진짜. 아.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실화 실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사람 있어요 사람 사람. 아까 웃었다니까. 뭔 웃음소리 나못 들었는데.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못 봤다니까 진짜로. 사람 있어요. 털 괜찮아 진짜? 좀 놀, 놀랬어 지금 놀랬으니까 조금 주, 물주물 해줘. 어좀 어, 좀 어, 놀란 것 같아 놀란 거 잠깐만. 여기였었지. 내가 네, 똑같이 보여줄게 어떻게 있어. 어, 여기 여기 있다. 내가 이게 날 지금 걸어가고 있었지. 네. 이렇게 날이게 가고 있었지. 어, 네가 뒤 따라오고 있었지. 네. 따라오는데 응. 여기서 좀 머리 위로 치켜 들어가고 어.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다시 한번 잠깐만. 그냥 그, 그냥 그 표정만 해봐 어떻게 어떻게 형상은 아, 됐고 어떻게 어떻게 보고 있었는 거만 형 여기서 내가 보고 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보고 있었다고 해서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우리 내, 형, 형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네. 지나고 네가 뒤따라 오고 있었어 네. 이렇 불빛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불, 우리 이렇게 하니까 형이 미치고 미치고 왔잖아요 이렇 빛이 좀 보이잖아요 저기 네. 일로 와봐 와나 아 여러분들 내가 귀신의 기운을 느꼈으면 내가 막, 내가 알았겠지 하고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 어떤 시청자분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라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만 이해해 주십시오 아, 절대 담배 아니에요 와. 자 오늘 일단은 갔다 왔잖아 네. 일단 이제 정확 저, 종합적으로 아, 아, 방송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음. 어, 몰입은 되는데 예, 예, 예. 뭔가 좀 디테일한 실감은 떨어지던 떨어지거나 아, 어, 뭐그렇 그런 그렇 어. 부분도 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아 진짜 뭐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아, 와 아, 아직도 생각나요 그 여자가 일단 피부가 하있고 아니 너는 그 시커먼지 보여 뭐가? 네얼 예, 진짜 뚜렷하게 보였어 가면 피부는 창백했고 일단은 하얗고 네, 피부는 음. 좋았어요 하얗고 하얗고 일단 음. 하얗다 피부는 하얗고, 머리 꽁다리 머리 했고 뭐 꽁다리 머리 했고 뭐 여, 여자는 어, 확실하지 여자 확실해요 확실하고 나랑 눈이 마주쳤어 눈이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여자 네. 꽁다리 머리에 피부는 네. 하얗고 네. 대충 옷은 검정은 검정색, 옷은? 검정색 후드 뒤에 바지가 추리닝 같은 추리닝 같은 네. 바, 발은 발은 못 봤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냐? 웃고 있었냐고 물어본데. 아 무표정. 무표정. 무표정. 음. 아 카메라에 못 담았어. 아 진짜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는 몰랐어요. 진짜 진짜 나는 거기에서 뭐가 기운을 내가 느꼈으면은 그리고 그리고 사라졌다 그 말이지. 네. 여러분들 여기란 소리예요. 지금 잠깐만요. 어이 DP가 말한 게 이제 2층 그 피아노로 가는 지금 이 부분이란 소리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문 뒤에 뭐가 있단 소리야 지금 여기 문 뒤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뒤에 지금 여기 뒤에가 있단 소리야 지금 저기네 저기네 여기네 근데 <laughs> 네. 도망가긴 하구나 <laughs>